저희는 이제 바이킹 쇼엄 이제 아, trail을 이제 하는데 정말 이거는 뭐 환상의 trail이네요. 아 여러분들 진짜 미서부 여행하면은 레이키타워 네, 이거 놓치면 안 되겠는데요 어 엄청나네 요 저는 한 10여 년 정말 노기가 어, 초등학교 저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오고 다시 한번 학교 때문에 와서 이렇게 가는데 어마어마하네요 네, 정말 너무너무 멋있고